영진아. 우리 어디 왔어요? 아이 아, 발발이. 아, 온 김에 영상 하나 찍고 가. 영지야 꽃 어디다 놓고 왔어? 저기 끝에 할머니 중도 할머니 저기 묻혀 계시대. 아. 안넣으못 하고 어떻게 알아. 여기가 진주 할머 음. 아니 음. 응, 경주 할머니 누워 계신데. 아. 맞아. 이건 좀 비닐 안 뜯고 뜯어 드시지. 예. 가봐, 가봐. 엄마 해줬죠? 절도 여기 여기 물렸네. 여기랑 여기랑 여기랑. 많이 덥지. 더워. 어 우리가 살것 같아. 빨리 절하고 가자. น่ายืนตรงนั้นแหละเออยังจะอินไซด์นู่นอินไซด์หามุมไปเออตรงนั้นไม่ร้อน